인생 내 거 찍고 나와서 어 이제 어디 갈래 해서 비가 딱 이렇게 걷고 있었을 때 걷고 음. 있었을 때 오빠가 갑자기 나 여기 옆에서 이렇게 걷고 있잖아 걷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 와서 우리 사귈래? 했잖아 <laughs> 그 영상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따로 핸드폰 내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아이리가 네 오빠 좋아하나 빼. 나 오빠 좋아하나 빼. <laughs> 진짜 설마 오빠가 시스로 간다고 했었는데 음. 내가 사는 그 기숙사까지 와줬다는게 너무 감동이고 음. 너무 기뻤고 그때 음. 느꼈, 내가 느꼈지 아이 남자 놓치면 안 되겠다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세TV의 말은 기세TV의 아이리입니다 네 오늘 영상 찍을 거는 바로 어떤 거냐 어떤 건지 얘기해봐 어떤 거냐 어, 어 우리 어 우리가 어. 우리 고백설 고백설 그러니까 아이리가 나한테 처음 고백한 거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laughs> 오빠 항상 그렇게 말하는데 오빠가 먼저 고백했잖아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오늘 짚고 넘어가자고 알겠지? 오케이 오늘 이제 본론,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이리랑 저랑 이제 처음 고백하게 된 계기 이거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첫 만남 첫 만남 썰은 나중에 단둘이 만나서 같이 한 영상에 나올 때 그때 얘기할 거고 그리고 오늘은 그냥 고백했던 처음 이제 사귀게 됐던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네. <laughs> 아 이런 거 부끄러운데? 되게 부... 아 부끄러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몇월 몇 일이었지 우리가? 우리가 10월 26일인가? 26일. 맞지? 10월 26일 맞지? 대양로 맞지? 해야. 응. 양에서 원래 연극을 보기로 했어요. 연극을. 연극을 보기로 했는데. 맞아 네, 맞아. 어, 연극을 보기로 했는데 그때 밤에 제가 가족 약속이 있어가지고 빨리 연극을 보고 이제 인천 인천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랑 나랑 기다리다가 연극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촉박했잖아 촉박했다가 그러니까 뭔데? 네. 연극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연, 어, 연극을 어, 어 보려면 한 2시간 정도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막 2시간 정도 보면 시간이 거의 없었잖아 어 맞아 진짜 늦게 어. 갔잖아 그, 그날에 어. 응. 그래가지고 아 이거 대, 연극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떨까 하다가 이제 아이리랑 나랑 응. 결국에는 그냥 안 보기로 하고 대학로에서 설빙 설빙 먹고 그리고 응. 인생네컷 찍고 맞지? 응. 인생네컷 찍고 어 카페 갔죠? 카페 갔지 카페 갔는데 이제 아이리가 나한테 고백을 했지 아닌데? 아닌데? 뭔데? <laughs> 그거 아닌데? <laughs> 오빠가 오빠가 먼저 고백했는데 아니지 아닌데? 길 가다가 어? 대학로 그 길 가다가 그인생네고 찍고 이제 나, 나 그거 정확히 기억한다 인생네고 찍고 나와서 어 이제 어디 갈래 해서 길가딱 이렇게 걷고 있었을 때 음. 걷고 있었을 때 오빠가 갑자기 그냥 여기 옆에서 이렇게 걷고 있잖아 음. 걷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 와서 우리 사귈래? 했잖아 <laughs> 근데 이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처음에 누가 나한테 고백했어 그 카페에서 카페에서 그 영상 있어 영상, 영상 있다고? 그 영상에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따로 핸드폰 내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아이리가 나 네, 오빠 좋아하나 봐. 나 네, 오빠 좋아하나 봐. <laughs> 그거는 오빠한테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나는 마음 마음속 목소리지. 아니지 나는 아- 마음속으로 말한 거지. 아니지 아니지. 난 아이가 딱 그걸 얘기했을 때 딱 이렇게 살짝 귀를 한쪽 딱 열고 응응어 음, 음, 어, 그렇구나 어 그래 그럼 내가 고백 한번 해줘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 뭐야 그게 그거 확, 확신이 있어서 고백했다고? 아 그건 아니고 사실 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먼저 고백했다고? <laughs> 아니야 그치 내가 먼저 했고 제가 먼저 했고요 <laughs> 아 부끄러워 내가 먼저 할 보시는 분들도 너무 어글거리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야기 할 거는 이야기하는 게 마, 맞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했는데 아이디가 <laughs> 살짝 그 있죠 살짝 밀당 밀당하려고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이러지 맞지? <laughs> 맞아 어쨌든 여기까지는 내가 얘기했으니까 나머지는 아이가 얘기 아이가 얘기 에? 내가 내가 얘기했잖아 어, 어. 오빠가 먼저 고백을 음. 해줬는데 어, 어... <laughs> 이거 부끄럽네 어, 너 제가 바로 알겠다고 사귀자고 한 게 아니로 아니 아니고요. 나 몰라. 좀만 좀만 보고 어, 아, 오빠 아, 좀만 좀만 더. 그럼 마음속으로 어땠어? <laughs> 마음속으로? 네, 사실은 응. 음. 향로 데이트를 한 전전 전 데이트 그 전 데이트쯤부터 음. 좋아했어. 한가? 응. 음. <laughs> 어쨌든. 어쨌든 <laughs> 어쨌든 아 왜 이렇게 부끄럽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부끄럽? 부끄럽지. 그런데 좀만 더 좀만 더 봐야겠다 밀탕해야겠다 음. 그런 마음도 있었고 음. 그리고 나 이, 런 거를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이, 런걸 제가 봤거든요. 어. 한국인 남자랑 사귈 음. 때는 첫 번째 고백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어, 그런 게 있더라고. 한국인 여자들은 남자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해줬을 때한 분, 두 분, 한세 번 정도 고절해야 더 그 마음이 물타. 아 이제 애정이 더 뭔가 좀 좋아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끌리게 된다고. 네. 근데 아이리 이게 근데 그 그거 근 사실이야? 이게 뭔지 알아 아이리? 여러분 몰라. 그 연애를 글로 배운 사람의 그 표본 딱 어? 연애를 글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 아 글로 본 거라고? <laughs> 맞아. 그리고 오빠는 집에 가야 되고 저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안녕하고 서로 집에 갔는데 어, 밤에 그 통화하고 있었던 건가? 그 통화하고 있, 통화하고 있다가 내가 근데 여기서 잠깐 아이리가 그, 그,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아이리가 저한테 고백을 하려 했대요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음. 뭔 뭐, 얘기해봐, 얘기해봐, 얘기해봐, 얘기해봐, 얘기해봐. 아니 그날 밤에 오빠랑 연통을 아, 통화를 하고 있다가 오빠 잔, 이제 잔다고 해가지고 음. 전화를 껐, 끊었잖아. 네, 근데 그날 오빠한테 고백을 받아서 마음이 너무 많이 두근두근했었어. 그때. 근데 부끄러워. <laughs> 기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내가 답장을 안 한 거잖아 그냥 넘어간 넘어가지 않았던 거잖아 오빠 고백에다가 네 밀탕을 해봤는데 혹시 아, 네. 오빠를 여기서 놓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오빠가 내가 한번 거절했으니까 오빠가 아 그럼 아이디 아이디 나한테 관심 없구나 아 그럼 안 되겠다 해서 오빠가 끝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좀 음. 불안하, 불안함이 갑자기 생겼어 근데 갑자기 너무 불안해져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진다 보고 싶어졌단 말이야 오늘 오늘 같이 데이트하고 있었지만 벌써 보고 싶다 보고 싶어져서 오빠한테 다시 전화를 한 거지 오빠가 받았어 차고 있었는데 받았어 음. 근데 내가 어, 오빠 보고 싶어 하면서 통화를 하다가 오빠 갑자기 어나 씻어야겠다 그래서 씻으러 갔어 어. 그래서 가버렸어 내가 그냥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하고 네. 있는데 좀 이상했는데 그래도 일단 씻으러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음. 그냥 전화 끊고 네. 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침대에서 누워있었지 음. 누워있었는데 한 30분, 1시간?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음.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 네, 페달 음식 시켰으니까 어. 그거 먹으라. 아, 저녁밥 안 먹었으니까? 그거 먹으라고. 이제 기숙사 앞에 그 음. 그 페달 도착했으니까 밖에 나가라고. 음. 너는 뭐지? 뭐지? 음. 했지? 전화하면서. 그래도 일단 그 도착했다 하니까 내가 딸려서 음. 딸려서 뭐, 나갔는데 음. 거기 오빠가 있었던 거야. 진짜 놀래가지고 그래서 오빠는 그때 씻으러 간다고 해놓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전화 딱 끊자마자 바로 옷 입고 택시 타고 바로 이하대 갔잖아. 그거 어. 그거 너무 그래서 기숙사 나갔는데 바로 앞에 오빠가 있어가지고 음. 진짜 진짜 놀래가지고 감동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음. 그래서 제가 고백했습니다. 음. <laughs> 그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그 이하여대 들어가도 되나 음. 싶어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 그때 내이하의 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네. 같이 같이 들어갔지 들어가서 오케이 잘 가라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laughs> 아이리 있는 그 아이하우스 맞지? 네 아이하우스 아이하우스 가가지고 앞에 기다리고 있었지 맞아 어, 그때 너무 감, 감동적이었어 진짜 설마 오빠가 씻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내가 사는 그 기숙사까지 와줬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고 응. 네. 너무 기뻤고 응. 네. 이때 느껴 내가 느꼈 뭐. 아, 이 남자 놓치면 안 되겠다. 응, 음, 뻥뻥 치지 마. 닭갈비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laughs> 아닌데? 여기서 TMI. 여, 기서 잠깐. 신촌역에 그 닭갈비집이 기가 막힌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모둠살에 한개 시켜서 치즈 닭갈비 2부 시켜 먹잖아. 진짜 미치거든요. 거기가 월요일이 휴무였어. 맞. 그래서 여, 월요일은 빼고 가야 그러면 가야 돼요. 월요일 빼고. 그러면 내가 아이리 몰래 아이리 지금 일본에 있으니까 내가 딱 친구들이랑 가서 맛있게 먹어줄게 싫어 가지마 내가 내가 얼마나 가고 싶은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내가 아이를 대리만족 해준다고 내가 맛있게 먹여준다고 대리만족은 안돼 내가 대신 먹어줄게 사진 딱 찍고 안돼 안돼 안되데 거기 진짜 맛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진짜 맛있는데 자세한 그 위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오늘 네 이렇게 처음 고백설 우리가 그러니까 둘이 사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laughs> 어떠셨나요? <laughs> 부끄럽네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냥 막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막 우리 막 이렇게 사귀었어요 이렇게,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흘려가듯이 그냥 아 그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한이 커플은 야 이렇게 사귀었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세TV 영상 봐주셔서 <laughs>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응, 일본어로 한번 해봐. 키스 TV をいつも応援いただき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頑張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 어, ます 요로시쿠? 오케이. 네, 기세 TV 봐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하고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 안녕. 하나 둘셋컷 끝